지금 뭐 있어요? 피가 모자라 신박한 댄스네요 피가 모자라 전세에 계신 뱀파이어 분들이 피가 모자랄 때이 춤을 그럼 그 춤을 단체로 추는 곳으로 있으면 그곳이 위험한 곳이고 아 그쵸 그거 상당히 피하셔야 돼요 그 제가 통영 뱀실 아 통영 뱀실 저 나주뱀 씨거든요. 아 나주뱀 씨. 네. 아 그럼 저랑 되게 조금 비슷한 집안이긴 한데. 그렇 다르긴 하죠 네. 명백하게. 네. 전주뱀 씨. 아. 자 지금 화장실을 곧 간다고. 아, 화장실 아니에요. 저 화장실 안 가요. 화장실 간다고. 네? 규민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아닙니다. 어딥니까? 네? 어디? 쫀지 백작. 오랜만에 본 쫀지 백작. 네. 뱀 생각하고 있어 혹시? 네, 엄청 생각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해 혹시 음. 어디 뱀씨세요? 아시한 10초 있다가 보면서 아, 알겠습니다. 네, 형, 하나만 알주세요 저요? 네, 저는 그겁니다. 오늘 착석해주세요. 임재 뱀씨 어찌함! 아, 아하. 네, 뭐, 네. 네. 아하. 머리 하얗게. 아하. 그래서 쭌지씨. 네. 뱀술 뱀씨입니다. 혼을 뺍니다. 오. 어. 오. 우리 사진집